말고 그냥 내가 끌리는 대로만 하면 Hit em up, hit em up 꼭 날아올 때 기회는, 기회는 한방 남아 있어 Don't give up, don't give up, don't give up 나나나나나나나나 그냥 내 위로 지나 상루배 있어 봐봐 다음 타져 나와 You know that I believe ya We like it, give it away, give it away, bye 움츠리지 말고 어깨 펴 우린 자고 나면 내일 있어 h 공중 던져봐라 걷긴 너 h 같이 놀아보자 힘이 닿을 때까지도 삶은 숨 막히게 좋다 고막지느라 모두 바빠 술래잡기 왜요 방고하고 놀아요 서처럼 만나면 돼 뭐가 그리 걱정돼 더 멀리 멀리 나 Cause